앞으로 우리 슈퍼 농부 이승민 농부랑 함께 농사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농사를 져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또 이런 궁금증이 계신 분들은 한국농수산TV 밴드에 가입하시고 질문들을 올리시면 거기 저희가 성실하게 대답을 해드리면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뭐 성심성의껏 제가 알고 있는 거 뭐 많지는 않지만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거 계시면 앞으로 한국농수사TV 그 밴드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 아, 그거 뭐 빌린 거예요? 아닙니다 <laughs> 그럼 하신 거예요? 드론을 먼저 사서 방제를 하고 모든 그 영양제와 살균 살충제를 사용을 하다가 비대기가 왔다든지 작물이 덩치가 커졌을 때 흠뻑 먹여줄라 그러면 이 원액 살포 해가지고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살포기까지 사게 됐죠 어, 이것도 사신 거예요? <laughs> 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 대포 같은데 대포 <laughs> 그렇죠 예? 바람 안 부는 아침 일찍 치면 한 150m까지 방제가 가능하거든요 아 여기서 150m 하나 간다고? 네 아침에 바람 전혀 없는 시간에 치면 150m 밭에도 약이 다 갈 수 있을 만큼 멀리 날아갑니다 아니, 비싸지 않나요? 많이 <laughs> 많이 비싸는데 지 <laughs> 농부 개인이 소유하기에는 되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농사는 뭐 좋은 말로 하면 투자지만 나쁜 말로 하면은 음. 그 도박입니다 아, 도박입니다. 역시 슈퍼농구다운. <laughs> 농사는 도박이다. 어, 야 멋있다. 네, 예. 네, 돈 베팅한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뭐 1억을 걸면 2억을 벌 것이고 아하. 2억을 걸면 4억을 벌 것이고 아하. 네. 안돼 하늘이 안 도와주고 시세가 안 맞으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 이 장비들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돈을 만들라 그러면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죠 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잠 안 자고 남들 놀 때 남들 잘 때 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농사가 최대한 잘 되게끔 어떻게든 해서 돈을 벌면 더 잘 짓기 위해서 더 잘 지을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또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이야, 그래도 웬만한 농부들은 꿈도 못 꿀 일들을 지금 막 혼자 버리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건 언제 샀어 이건? 이건 이 잠자리 큰건 언제 샀어 이거? 이거 이제 한 올해 3년 차 됐습니다. 3년 차. 아 벌써 3년 차? 네, 3년 전부터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다 이거? 네, 제가 조정해갖고 운전을 하고 하죠. 그럼 지금 조종할 수 있는 농기계들이 뭐뭐 있습니까? 뭐자 드론, 광역살포기, 트랙터, 뭐 트랙터, 헬리콥터 말고는 다 할 수 있죠. <laughs> 아, 특전사야? <laughs> 네? 다 하게? 혹시 군대를? 힘든 데 나왔습니다 힘든 데 나왔습니다 <laughs> 방위? 6개월 <laughs> 방위? 이야 대단하십니다 예. 내 농사를 위해서는 거침없는 투자 이 거침없는 투자가 불러오는 또 거침없는 수익 맞습니다 이런 쪽에 좀 눈을 돌리셔야 힘이 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모든 장비가 있고 없고 어 처음에 드론을 가지고 있다가 이 장비를 샀을 때 보통 주위에 있는 농가분들이라든지 사람들은 캤죠 네 농사가 무슨 뭐 100만 평도 아니고 이게 뭐가 필요하냐고 아. 그런데 어, 감자, 마늘, 양파 한해 작년에 이걸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작년 구입하고 한 해 농사 짓고 이게 있음으로 해서 제가 제 머릿속 계산기로 놓으면 장비 가격 한 반쯤 정도는 첫 해. 첫 해에 어, 평균치가 없을 때 농사와 이게 지금 있음으로 해서 수입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한 전농사에서 방제기가 한 절반 정도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2년, 3년 정도 사용하시면 어, 농사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좀 대규모로 하신다 그러시면은 이 방제기가 있고 없고 남들 병에 다 걸려서 막 작물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할때 짱짱합니다. 아, <laughs> 짱짱합니다. 예? 어, 미리 예방 차원에서 뭐 그 직접 집에서 만드는 뭐 이렇게 유황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방약들을 미리 미리 쳐주면서 칼슘제라든지 어, 규산이라든지 음. 작물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그 그때 그때 적기에 공급을 해주니까 음. 뭐 병도 잘 찾아오지 않고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적기에 비, 가 그치면 바로 밭에 못 들어갈 때도 사용할 수 있고 훨씬 그 품질 좋은 농산물들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야 아무리 비싼 것도 한 2, 3년 안에는 다 뽑고 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확기 응. 그해그 그 가격 다 뽑아냅니다 다 뽑아냅니다 네. 단박에 올해 이 작물 수확만 해도 이 기계값은 그냥 뽑고도 남을 겁니다 아 왜요? 지금 이걸 보통 그 농사 지으시면 손으로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제끼거든요 네. 이 밭을 손으로 다 14,000평 가까운 밭을 손으로 뽑으려 그러면 이 기계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몇 배는 더 들어갑니다 전체 지금 면적이 얼마 되십니까? 밭농사가 한 4만 평 정도 됩니다 밭농사만 4만 평? 네 4만 평 벼농사는? 벼농사도 좀 많고요 저가 육묘장까지 운영하면서 어, 이렇게 예전에는 그 위탁 영농 심어주고 배주고 이렇게 뭐 육묘 길러서 모도 판매하면서 이렇게 어. 그좀 많은 면적을 했었었는데 제가 논농사만 많이 짓다가 밭으로 이렇게 돌아온 지 4대 강공사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반농사를 시작해서 어, 어 이제 했는 4, 4대 강공사 하는 2년 상간 안에 어 이제 반농사 지시는 분들 1등이 누굴까 최고 잘 지시는 분들이 누굴까 전국에 있는 그 좀 유명하다 하시고 잘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에 있으신 분들 다니면서 많이 봤죠 많이 보고 배우고 밥만 먹여주면 모슴살이도 해주고 머슴살이 <laughs>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먼 살이요 <clears throat> 남자가 근데 농사를 지으러 가서 그 일을 하러 가서 일당을 받고 내가 일을 하면 그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에 집중을 하지 넓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 내 시간을 내서 그 다른 농가에 일을 도와주러 가게 되면 이렇게 뒤에서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 된지 그 볼 수 있는 눈이 훨씬 좋아집니다 야 그렇게 머슴살이 몇 년 하셨어요? 사대강 공사할 때 한 2년 정도 뭐 씁니다 하기보다는 가서 주위의 농가들 이렇게 일할 때 도와주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라 아, 어떻게 하니까 실패하는구나 어떻게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예, 어. 그걸 몸으로 느껴봐야죠 대박 <laughs> 야 대박 야 이 정신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역시 슈퍼농구는 생각이 달라 다른 게 달라 야 여기 육묘장이 이쪽에 있나요? 네 자 육류장도 한번 가보시죠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자 육류장으로 출발 아니 육류장은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12년째 됐네 12년째 여기 그러면 원래부터 농부를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어, 농사 짓기가 정말 정말 어릴 때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친구들 놀러 간다 뭐 학교다 대학교 다니고 할 때 소개팅 간다 할 때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이 집에서 일하는 날입니다 정말 농사 짓기 싫어서 그 군대 갔다 오면서 파병 갔다 오면서 이제 모은 돈 가지고 장사 시작해서 이렇게 밖에서 어, 자영업을 하다가 아니 파병을 가다니 어디 가서 파병을? 아 군대에서 동티모르 파병 다녀왔었습니다 <laughs> 특전사야? <laughs> 조금 힘든데 6개월. <laughs> 파병 가면 파병 갔다 온 그 월급을 많이 줍니다 생명수당으로 해가지고 그거 보고 간건 아니죠? 예, 그거를 그 돈 때문에 목숨 걸고 갈 사람은 없죠 네. <laughs> 그 갔다 와서 그 거기에 종잣돈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어 뭐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학교 가기 전에 자격증을 하나 더 딸까 아니면 뭐 차를 한 대 살까 하다가 그그 그 돈을 목돈으로 해서 장사를 시작해서 이제 그 화물차에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건 떼다가 팔고 뭐 그러다가 조금 모아서 가게 조그만한 가게 하다가 어, 했던 이유가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 스쿼시 헬스 클럽 스쿼시 헬스 요가 스피닝 뭐 이렇게 찜질방까지 하는 걸 제가 이제 인수를 해서 어, 한 7년 정도 운영을 했었죠 아 그러면 원래 사업가시네 <laughs> 네? 비즈니스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을 시작하면서 이왕 할 거면 잘해보자 이왕 할 것 같으면 남들보다 월등한 수입을 창출을 하고 어, 먹고 살기 위한 농업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농업을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뭐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니까 빨리 커, 그 농장 규모가 커지더라고요 그럼 지금 농업을 시작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13년째 됐습니다. 13년? 네. 29부터? 네. 지금까지? 네. 야, 그럼 그 종잣돈에서 지금까지 몇 배 커진 겁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몇 십 배는 커졌다고 봐야 되죠. 1년 1년이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박이라는 게 어, 투자한 만큼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베팅을 안 하는데 돈을 딸 수가 없죠 내가 번 돈을 갖다가 아니면 어 지금은 제가 번 돈을 투자를 하지만 그때는 주위에서 쓸 수 있는 돈들 어 은행 돈도 내 돈이고 친척들 돈도 내 돈이고 <laughs> 주위에 뭐 도움도 많이 받고 은행에서도 대출 받아가면서 투자하고 투자하고 좀 위험스럽게 처음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죠 과감한 투자 네, 그렇죠 네. <laughs> 네, 건건의 인생을 뭐뭐 뭐 아니면 도저 <laughs> 멋지다 그 지금 13년 만에 지금 이렇게 슈퍼 농부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분이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뭐 그렇게 뭐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기보다는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농사든 다 그 종목 종목을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뭐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 경험과 노하우와 이제 모든 장비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어떤 작물이든지 뭐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 나이가 이제 42인데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죠 이제 이 지금까지 어, 실패와 이렇게 뭐 또 성공했는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이제 더 많이 더 큰 걸 보고 농사를 지어야지 할 거 없으면 부모님 농사 짓는 데 가서 농사나 짓지 농사 짓기 위한 지금 장비만 10억이 넘습니다 <laughs> 와우! 나왔어 10억! <laughs> 그 돈이면 어디 뭐 시내 가서 하고 싶은 뭐 프랜차이즈든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처음 시작할 때 어, 엄청 어렵습니다 진짜 장비라든지 이런 거 한 개 없이 그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려고 하면 그만큼 남들보다 많은 노력을 했고 해야 되겠죠 <laughs> 그래서 저희 한국농산TV에서는 앞으로 우리 슈퍼농부 이승민 농부랑 함께 농사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농사를 져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또 이런 궁금증이 계신 분들은 한국농산TV 밴드에 가입하시고 질문들을 올리시면 거기 저희가 성실하게 대답을 해드리면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뭐 성심성의껏 제가 알고 있는 거 뭐 많지는 않지만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제가 할,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거 계시면 앞으로 한국농사TV 수그 밴드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 농사에 대한 모든 것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부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한국농산TV는 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